평소에 뭐 많이 먹, 뭐 많이 먹어요? 저희 이모님이 해주시는 밥이요. <laughs> 숙소 밑에 음식점 있는데 거기서 보통 사 먹는데. 음, 어제는 통돼지 주루치기 먹었어요. 어 맛있겠다.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어제 맛있더라고. 조식이 맛있어. 돼지고기가 맛있던데 양도 많고. 너 국물만 먹은 거 아니야? 어? 얘네는 그것도 먹었대. 그거 고기. 그 직화가 훨씬 맛있어. 네. 직화가 직화 훨씬 맛있대. 직화가 뭐야? 뭐, 뭐. 그냥 제육볶음처럼 나오는데 좀 술집에서 파는 매운. 거기 약간 술집인 것 같아 근데. 술집인 거. 술집이지. 게임 할 때는 뭐 안 먹죠? 네, 네. 게임 할 때는. 게임 중에는 저희가 못 먹게 돼 있어요. 아 진짜? 네. 왜? 저희 피부가 나니까요. 어, 그 피부가 맞잖아. 그니까 안 되죠. 아, 아 이거 게임을 취미로 하는 것과 또 직업인 것과도 이런 차이가 실성한 실성한 일터 일터에서 그러면 안 된다. 네. 아, 난 12시면 나만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어요. 왜요? 그러면은 12시간 게임을 해그러면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? 네. 몇 저희 네? 다 정해져 있죠 시간은. 연습 시간이랑 네. 식사 시간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. 4시에 음. 저녁 먹고 4시에? 네 그럼 11시에 야식 먹을 사람 먹고 와. 그 시간 이외에는 배 고파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? 11시 이후에 정말 배고프면은 뭐 연습 시간 알 때는 나가서 그냥 먹긴 하는데 연습 시간에만 그냥 뭐 연습 시간은 저희 못 먹어요. 아예. 네. 아예. 예. 아무것도? 뭐 무조건. 뭐 그냥 미리 뭐 사와서 뭐 휴게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아. 그런 거 아니면은 와 진짜? 진짜 싫겠다 형. 나는 안 해. 네. 나는 안 해.